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제, 가 영광입니다 입이 짧아서 여러 음식을 많이 드시는 입짧은 혜님님께서 저에게 이래도 되나 싶은 요리를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해주시기로 한 요리는 바로 곱다리탕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닭 한 마리, 닭다리 3팩, 대창 4팩이 들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요리인데요 닭다리가 3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닭다리만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창까지 대창이 4팩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한 1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닭도리탕인데 대창만 거쳐 <laughs> 먹어도 다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된겨 이게 닭도리탕이야 뭐요 <laughs> 와 아니 제가 먹방을 5년이나 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1, 2인분 정도만 이렇게 차려서 먹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들을 왕창 때려서 <laughs> 만들면 와 이게 어떤 맛일지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너무 기대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대되지 않으세요? 아 군침 돈다 빨리 가시죠 그러지 마요. 우리 우리 아, 그러면서. 네. 매너가 없어 매너가. 아, 매너가 <laughs> 사람. 아, 저는 이렇게 겁니다. 방송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짧은 해님입니다. 홍사운드입니다. <laughs> 팬입니다. 아, 저, 제가 영광입니다. 아유, 아, 저희 아내가 진짜 팬이에요. 홍사운드님은요? 저도 진짜 팬이에요. <laughs> 저 그때 기억나요? 저희 처음 만난 날. 처음 언제 만났지? 그 다이아 페스티벌 2018년 때. 아, 맞아! 그때 <laughs> 대기실 같이 있어가지고 아 그때 그때, 인사드렸잖아요. 아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어뭐 팬이 들어와 있나? <laughs> 어, 저희 시작한 날짜 거의 같은 거 아세요? 15년 12월 7일에 시작하셨더라고요. 네, 그 정도 시작했죠. 제가 15년 12월 11일에 시작했어요. 아, 진짜? 네. 아 동기인데. <laughs> 네. 근데 그 대기실 가셨을 때 네. 저한테 컵! 컵 주셨잖아요. 네, 팬인 줄 알고. 아. 오늘은 그래서 갑자기 뭐 좀 먹여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쿡방이 재미로 하는 거지 그렇게 막 전문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 또 레시피가 네. 어 양념장도 조금 바꿀 생각이에요 <laughs> 왜죠? <laughs> 원래 항상 그래요. 이렇게 넣어보면 또 맛있지 않을까? <laughs> 오늘 실험체가 되는 거예요. 네, 맛있을 수도 있고 뭐 못 먹을 수도 있고 다, 다 맛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이. 네? 아니 꼭 맛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아 그럼요. 정성과 네. 사랑이 들어가 있죠. 그렇죠. 어, 이게 준비했는데 네. 아침부터 음... 이게 준비했는데 이게 <laughs> 칼에 배가 속에 손가락 이거 어 이거 어떡할 거야. <laughs> 평소에 칼질을 잘 안 하세요? 아니요 하는데 <laughs> 홍사운드님이 전화가 가지고 갑자기 내부 순환 도로로 샀다 그랬는데 <laughs> 길을 잘못 들어서 무지하면서 이렇게 칼질 하다가 푹 그래서 어, 아, 아 제가 그때 카톡을 괜히 보냈군요 아유 괜찮습니다 칼질하고 했을 때 보내서 아유 뼈한번 보면 되죠 괜찮아요 어, 뼈까지 보셨어요? <laughs> 뼈한번 보는 거죠 뭐 이런 때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 어쩔 겁니까 어, 산뜨물로 지금 담가놔가지고 야. 칼집을 이렇게 냈어요. 쌀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? <laughs> 일곱 컵, 일곱. 일곱 컵이요? 저녁까지 드시는 거죠? 점심 먹을 건데? <laughs> 밥 안 먹을 거예요? 18, 19, 19개가 들어있네요. 설탕을 많이 넣는 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. 이번에 고추장을 안 넣을 거예요 고추가루로만 다진 마늘을 네. <laughs> 얼마큼 넣을지 몰라 고추도 많이 넣는 편이에요 어. 이렇게 올리고당을 네. 이렇게 넣는데 이래도 되다 싶게 넣고 고춧가루 참게도살 간을 정말 요렇게 봤거든요 요러, 요러, 요렇게 봤거든요 네. 땀 흘리 땀 흘리신다고요? 네, 땀이 약간 송골송골 괜찮은데 <laughs> 지금? 시련을 한번 맛봐야지 어떻게 맨날 맛있는 거 먹어요 됐어? 이제 2회째인데 <laughs> 아주 그냥 어,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세상 사는 게 <laughs> 쉽지 않다는 컴백하는데 네. 어? 어, 저 먹어도 돼요 여기서? 다 끝나고 고문 아, 방송 하시는 거예요 혹시? 아 아니죠 그, 아 내가 정성껏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행복감을 행복할 것 같아요? 감자 <laughs> 음, 하고 퐁당퐁당 이거 아, 식사는 뭐...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? 어제 했죠 어제 많이 안 먹어요 고기를 10인분밖에 못 먹고 아 뭐야 그냥 바로 넣는 거죠 아 그 같은 거 안 드세요? 꽤 나가서 따로 사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럼 이제 이제 퍼볼까요? 네. 한 1인분 정도만 퍼주세요. 1인분? 밥 공기 없으세요? 내 평소 먹던 건 이건데? 네? 아, 얘가 밥그릇이었어요? 어, 어. 이것도 이제 제2의 밥공기. 첫공이라고 하긴. 아, 이게 1인분인가요? 저거요? 네. 이렇게 네, 좋아. 세트죠, 세트. 어? 아, 이제 넣으면 되죠? 네, 그쵸. 지금이 딱. 저만 잘 먹으면 진짜 맛있는 요아 누가 보면 못 먹는 음식인 줄 알건데 <laughs> 어? <laughs> 왜 뒤로 뒤로 물러서고 그래요 아. 아. 와 엄청 이쁜데요? 어 좋아요? 아 역시 대창이 약간 빠져서 그랬나 음, 보네 음, 기름이 들어가야 돼 역시 그 쏟, 쏟았네 쏟았다고요? 아이고 먹고 죽거라 <laughs> 그 저를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이는 시 <laughs> 기름 넣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. 어 대창 엄청 조만해졌네요 아까 음. 엄청 컸는데 그쵸, 그쵸, 그쵸.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뭐부터 먹으면 맛있어요? 밥부터 드세요 <laughs> 어 냄새 죽인다 아니 근데 밥보다는 그럼 네. 일단 처음에 닭다리를 드세요 아 닭다리를 먹을까요? 닭다리를 네. 국물에 촉촉하게 딱딱 찍어가지고 맛있는데요? 괜찮아요. 좀 달진 않아요? 좀 달아요. 근데 근데 괜찮아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리만 넣고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? 전 다리만 <laughs> 좋아해서 그게 정말 욕망의 저 요리예요. 아... 정말 다리만 먹고 싶은. 저도 사실 뻑살 안 먹거든요. 네, 뻑살 안 먹어요. 오빠도 그르면 하더라. 엄청 기름지네요. <laughs> 아 근데 진짜 고소하다. 우와. 기름은 고소하니까. 네. 지방은 고소하니까. 어, 저 근데 이렇게 해서 파랑 감자랑 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순삼이. 똥 싸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. 네? 오빠. 아, 밥 먹고 있는데. 아, 저기가 화장실이에요? 어, 항상 그래. 먹방할 때 항상 똥 싸러 화장실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셔. <laughs> 嗯。 아 근데 정말 오래 삶아서 그냥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사르륵 없어지죠 와 고문이다 진짜 앞에서 보니까 봐 맛있는 지겨 근데 확실히 고추장 안 넣어서 그런지 덜 답답해요? 텁텁한 게 거의 없는데요? 어 나도 처음 먹어봐요 아 맞다 아까 좀 간만 보셨죠? 아네 되게 이 기름진 건 쫙 느껴지는데 네. 텁텁한 건 없어요 오케이 다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기름이 되게 깔끔한 맛이고 달달하다 네. 근데 또 안 매운데요, 저는? 그래서 처음에 저도 처음에 매운 줄 알았는데 네. 나중에 이 기름이 더 들어가니까 매운 맛이 없어져가지고 음. 그래서 아까 고추를 좀 더 넣은 거예요. 어, 전혀 맵다는 느낌 없이 먹었어요. 약간 떡볶이 순한 맛과 보통 맛 중간 그 어느 쯤에 있는 그 정도 맵기라서 딱 좋았어요. 기름. 기름. <laughs> 기름이 묻었어요? <laughs> 기름띠가 이렇게 있네. 아직도 있나요? 같이 드시죠. 아... <laughs> 고문이다 진짜 이거 <laughs> 대박 아니 대창이 어찌나 먹고 싶어지 진짜 음. 음. 맛있죠? 음. 아 그래 진짜 어색하네요 그릇이 지금 <laughs> 그릇이 막혔어 반대로 돼가지고 뭐 제일 좋아요? 음식? 아 저는 그냥 고기 좋아해요 삼겹살이랑 음. 고기 네. 아 저번 그 영상 맛있게 먹더라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었고 또 먹고 싶다 그분은 그냥 찾아가면 해주시는 분이에요? <laughs> 아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네. 바삭한 소리하면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디 사세요 그분?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좀 더 부드럽고 분위기가 부드럽고 하나 음 욕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음. 밥 먹어? <laughs> 아직 세개 남았어요 뭘 말하는 거야 <laughs> 평소에 어떤 거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? 제가 늦게 자잖아요 아침에 자거든요 저 한 아... 아침 한 7, 8시 자요 9시부터 먹방을 시작하죠 배달하고 뭐 준비를 하거나 그럼 10시 하죠 12시에 끝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1시간은 못 움직여요 <laughs> 아 진짜요? 아 저는 그렇게 드셔도 하나도 안 배부르신 줄 알았어요 아, 무슨 사람이에요 <laughs> 무슨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모른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? 아 저는 그렇게 드시고 아 잘 먹었네 그냥 그냥 요 정도이실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 그렇다고 막 배불러서 막 못 움직일 줄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네. 어차피 썸네일을 만들고 하다 보면 한 시간이 지나요 네. 이렇게 올리고 하면 근데 한 시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청소를 또 시작하죠 치워야 되니까 네. 치우면 한 길게는 두 시간 걸려요 청소를 못 돌리잖아요 새벽이니까 아. 그러니까 손으로 다 샵샵샵샵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몇 시가 되지? 한 3시, 4시? 아, 음, 그때 이제 자전거 돌리고 운동 좀 하고 하면은 6시, 7시. 아, 음, 아, 엄청 배부르다. 광고 좀 들어와요? 드디어 첫 치킨 광고. 그러니까 메이저 치킨 브랜드에서는 처음 음? 5년 음? 동안. 한 번도 안 나왔어? 네. 저 여기 부산에 있는 그 지역 프랜차이즈한 번 찍고 음. 처음이에요. 아니, 홍사운드님 하면 치킨 아니에요? 치킨이죠. 처음이에요. 음?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. 광고 많이 많이 합시다 악광고 <laughs> 대중적인 맛은 아닌데 그래도 잘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음. 이렇게 재료대로 와장창 때려 넣은 음식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했는데 오늘 그냥 아주 제대로 된 엄청 진한 맛을 음, 느꼈어요 음, 그쵸 오늘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요 꾹! 구독 저도 꾹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, 자연적인 하트인데 <laughs>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나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래. 아 진짜 이런 거 안 해봤어요. 나 이런 거 안 해봤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는 홍사운드님 집으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아 드시고 싶은 있으세요?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고의 레시피로 음. 딱 조사를 해서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. 직접 요리도 하세요? 가끔 해요. <laughs>